바위 둥둥 떠다녀 뭉게 구름야 시간이 돈이라면 니게다 줌줌 어 파랗게 파랗게 물들려 너에게 붐야 끝이 없는 파도 가르고 니게 달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I just going 너와 함께라면 난 좋아 now we just going V-A-N-A-L-L-A 속에 잔뜩 따른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 머린 비몽사몽해 하고 싶은 건 가득해 세상은 근데 빠듯해 야 끝이 없는 파도 가르고 니게 달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I just going 너와 함께라면 난 좋아 We just doing VR